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어, 저의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민의 가족 유튜브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마침표 프로덕션 팀과 함께 death cleaning이라는 주제로 길채비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death cleaning은 내가 죽기 전에 어, 내 물건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을 뜻하는데요 어, 저는 이 death cleaning을 해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소중한 여러분들도 이 거대한 감동을 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는 현재 텀블벅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후원금은 모두 마침표 프로덕션 팀의 영상 제작에 쓰일 예정이니까요. 정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작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미르 가족과 마침표 프로덕션 팀이 함께 만드는 거대한 감동의 다큐멘터리 길채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후원을 통해서 어, 추후에 이 다큐멘터리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꼭 저희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